오 삼두를 아니 뭐, 보뭐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 어떤 어떤 뭐 뭐가 좋았단 말이죠?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, 이게 이게 골자예요? 이게? 어, 나 모르겠네 진짜 이게, 이거 골자다고? 어, 좀 괜찮 괜찮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이거를 박 박제해줘요 박제 저는 힘 안 준 척하고 있을게요 어떻게 힘안 줘? 생각 안 줘.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팔 근육이 괜찮았던 거지 심지어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팔 근육이 괜찮아 ですよ。破壊